벌레 차차. 그 아까 그 장난감인데. 네. 근데 약간 열심히 씹긴 하는데. 야, 야, 마 だいま Thank you. Música